안녕하세요. 오늘의 요리는 꽈리고추 햄볶음입니다. 먼저 꽈리고추를 1등분이나 3등분으로 잘라주시고요. 햄도 고추 길이만큼 길게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. 아이들이 많은 집은 고추 안 먹으니까 햄을 좀 많이 넣어주시고요. 저도 햄을 좋아해서 좀 많이 넣었답니다. 그리고 양파는 많이 안 넣었어요. 잘게 썰어줄 거니까 지저분해지기 쉬워서 조금만 넣었고요. 파도 조금만 넣었어요. 그것도 조금 다져주시고요. 예, 그리고 팬에 기름을 두르시고 다진 양파, 마늘, 파 넣어서 볶아주었습니다. 예, 조금 투명해진다 싶었을 때 꽈리고추 넣어줬어요. 그리고 간장 2스푼, 맛술 1스푼, 참치액 1스푼 이렇게 넣고 어느 정도 익혀주시면 돼요. 예,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을 때 스팸 넣어주시고요. 예, 그리고 여기 좀 싱거우시면 간장 조금 더 추가하셔도 돼요. 마지막에 참기름을 휘륵 두르고 불 끄시고 통깨 뿌려서 완성하시면 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